됐어 됐어 됐어 어떡하지?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날렸다 아, 야차 엄청 밀려 말랐어. 그때 우리 먹었던 거 되게 통통했는데. 우와! 오, <laughs> 싱싱하다. 얘 움직여. 엄청 싱싱하다. 얘는 어떻게 깎아? 오, 깜짝이야. 응? 그냥 까면 되지 뭐. 오빠가 주면 안 돼. 내가? 오빠 이깔수 있어? 한 번도 안 해봤지. 나안 해봤는데? 해봐, 아, 괜찮아. 그냥 제껴. 와 이거 잘못하면 손가락 잘리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진짜 무섭다니까 <laughs> 우리 이거는 좀 구워 먹을까? 구워 먹을까? 어 이거 안될 거. 해감도 해야 되는데 우리 망했는데? 해감을 해야 돼? <laughs> 야 검은 봉지가 좋을까요? 응 검은 봉지 됐나? 좀 됐다. 음, 됐다. 공기안 털었어? 어, 뭐 소리 나갈 거. 그래도 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끼워 넣어 어, 맛있겠다 색감이 너무 좋다 또 녹색이랑 이렇게 들어가서 몇 분 동안 하는 가 10분 10분? 식초랑 그거 달라 와인 맛이 나 와인 맛이 나? <laughs> 아, 와인으로 만든 식초래 아 식초에서 그냥 와인맛 나는 거야? 이거 진짜 예쁘다 샬롯 아까 다진 거예요 멜론? 샬롯 이렇게 해서 쫙 사진 찍어줘 자 이제 꺼낸다 우와 비주얼 쩐다 오! 오, 오, 오, 오, 행주 행주 행주 행주 행주 행주 행주 가자 행주 가자 행주 가자 행주 가자 어떡해 어떡해 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어떡하지?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날렸다 한번 손 쉬어요 짠. 짠. 숟가락 맛있어? 음 맛있어? 우와 맛있어? 음. 우와 음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음 그럼 한입 짠하고 먹을까? 짠 음. 맛있어 한 입에? 한 입에 강해? 한 입에 좀 크다 그지? 음! 음! 음! 맛있다 트러플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아. 또 2차로 가려고 여기다 가리비를 오케이 가리비 구워서 콜 우와 해삼 꼬다리? 우 입과 항문이라던데? 그래? 어디가 입이 어디가 항문이야? 몰라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니까? 어. 그 내장 먹는 거 아니야? 뭐 먹을 거야? 아니 안 먹을 거야 <laughs> 음, 맛있겠다 가리비가 들어간 라면이다 그지? 이 비싼 라면이야 이거